예 대리님 저 잠깐 편의점 왔는데 대리님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? 예, 저 아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. 아, 아 저희는 앞에서 회의 좀 하다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? 같이 가요, 대리님. 잠깐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커피 제가 살까요? 어, 아, 안 그러셔도 되는데. 아니에요. 저희 건 저희가 살게요. <laughs> 이렇게 대리님이 사주신다서는 할말 있으신가 보지. 아, 아, 갈까요? 네. 네. <laughs> 거길 따라가지 말았어요. 혜진 씨, 네? 은영 씨 어디 갔어? 아까 희정 대리님이랑 외부에서 회의 있다고 같이 나가던데요? 희정 대리님이랑 또 나갔어? 우리 회의는 있다고 얘기했어? 네, 근데 회의가 먼저라고 막 둘이 같이 나갔어요. 아, 아 둘이 자꾸 어딜 그렇게 다녀? 일도 못하게. 희정씨 진짜 너무하네. 희정씨가 은영씨만 챙기긴 해요.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? 나도. 백은 뭐야? 아까 기획안 내놓으라고 한 거는. 대리님, 요즘 일 많이 힘드시죠? 아니 아무래도 남자분이시니까 좀 많이 버거우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은씨랑 수정대리님이 잘해주시죠? 예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서 죄송하죠 좀 그만 줄까 봐 아우 자기 잘못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계약직 사원한테 그런 업무까지 맡기면 안 되는 거지 은영씨 울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라 음. 아 가은씨 진짜 너무하네 아니 그 지경 될 때까지 수정 대리님은 왜 아무런 조치도 없으셨대 다들 진짜 너무하네 그쵸 대리님 안돼 잘 생각해 무슨 일 있었어요? 아니 가은 씨가 지난주에 휴가를 냈었잖아요. 근데 대 우리 음악실에서 맡긴 거였죠. 아니 박대리 우리 음악실 업무 폭파데 진짜 맨날 야근하 사람이 좀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. 대표님 맨날 할 때마다 알 그건좀 너무했네요 그쵸 대리님도 같이 일하시면서 좀 느끼지 않으세요? 대리님도 강아 씨 때문에 힘드세요? 대답 금지! 대답 금지! 대답 금지! 아니요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힘든 거죠 와, 아 거봐 이렇게 적응도 안 되고 힘드시다잖아 대리님도 또 힘들어서 막 그만두고 싶을 때 있으세요?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성배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? 거봐 대리님도 가은씨 때문에 때려치고 싶으시다잖아 중심을 지켜? 그래서 제가 때려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괜찮아요 대리님 우린 대리님 편이에요 파이팅! 음... 아저 이거 그 크리스마스 컨셉 찾는 거 대리님 이따 점심 약속 있으세요? 아니 없으면 저랑 같이 점심 먹어요 네 그리고 다 보시고 저도 좀 빌려주세요 아셨죠? 있어? 혜진 씨도 나와요. 네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니까 밥 먹는데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하, 진짜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아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어 맞아 이 여장 밥 먹고 또 딴 여자랑 커피 마시고 아나 우리 부럽다 합법적으로 여러 여자랑 밥 먹고 술 먹고 어? 술은 아닌가? 미안 아이 부럽다